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층 꺾이고 이제 좀 쌀쌀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죠 여러분 어떤 걸 만들까 하다가 오늘은 어려운 도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칼칼하면서도 따뜻하고 맛있는 얼큰한 아구찜 해물 아구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자취생들에게는 이제 해산물을 다룬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낙지 볶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손질도 어렵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뒤처리까지 너무 귀찮고 힘든 과정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저의 시국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요리하는 과정이나 레시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빠르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해물들입니다 아구아구 이거 미더덕 5만분이 그다음에 새우 4마리 준비했고요 바지락 그냥 한줌 바지락은 천원 주고 샀고요 아구는 4천원 새우 4마리 3천원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셨어요 먼저 물에다가 된장을 한 스푼 정도 아귀는 살이 무르기 때문에 비린내도 잡고 살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된장푼 끓는 물에 아귀를 3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바지락은 해감이 된 상태고요. 모든 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더러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3분이 지났으니까 건져줄게요. 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빼줄게요. 얼음물에 담가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기를 빼가지고 냉장고에 잠시 보관해주세요. 냉장고에 근데 보관할 때는 꼭 밀폐된 용기나 아니면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데친 뒤에 물기를 쫙 빼가지고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상온에 말려주면은 어, 살짝 꾸덕해지고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집안 전체에 비린내가 나는 단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고추장 1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고춧가루 6스푼, 액젓 2스푼, 설탕이나 물엿 3스푼 반, 미림이나 청주 아니면 소주 넣어도 돼요. 두 스푼 소금 작은 걸로 한 스푼 후추 작은 걸로 반 스푼 잘 섞어주세요 양념은 숙성될수록 맛있으니까 최대한 처음에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전분하고 물 1대1 한 수저씩 넣어가지고 전분물을 만들어 놨어요 물 한 컵 아기 넣고 새우와 나머지 그냥 다 넣을게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을게요. 양념장 2스푼. 불은 중불로 그 위에 콩나물. 머리랑 이거 따로 손질 안 했습니다. 씻기만 했어요. 위에 양념장 올리고 양념장 아직 절반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뚜껑을 꼭 덮어야 돼요. 왜냐면 비린내가 납니다. 이대로 7분간 놔둬주세요. 우와. 오 물이 좀 콩나물에서 꽤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을 처음부터 좀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후 양념장을 처음부터 다안 넣은 이유는 그냥 일단 너무 짜질까봐 국물 간을 한번 보고요 한 스푼 더 뚜껑 열고 간 보고 수수터 넣고 물도 넣고 막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그래도 5, 6분이 또 지나요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좀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캡사이신 한 바퀴 넣을게요 여러분 전분물은 꼭 끓는 상태에서 넣는 거 다들 아시죠? 전분물 넣고 삐리릭 삐리릭 빠르게 섞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덩어리 져요 전분물 양은 조금씩 더 가면서 무엇을 보냐 국물의 농도 일단 아쉬운 거는 콩나물 콩나물이 약간 오동통통해야 되는데 또 국에 끓이는 거 반찬용하고 그 다음에 볶음용 이게 오동통한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사고 그냥 일반 콩나물 사가지고 약간 좀 많이 수축되고 그랬는데 콩나물보다는 오동통한 숙주 있잖아요 숙주는 조금 덜 익혀도 비린내가 덜 나거든요 생으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보다 숙주를 마지막 한 한 3분, 2분 전에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서 이렇게 딱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거리라는 약간 후회도 하고요. 아구가 제가 크기를 작은 거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적으면은 살도 적고 그 다음에 뼈는 또 똑같이 뭐 잔뼈랑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작은 아구보다는 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아구를 사시는 게어 먹기도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도 좀 많을 것 같고 큰 사이즈의 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미나리를 넣었으면 좀 향긋한 맛도 있고 더 좋았을 것 그리고 항상 제가 지금 요즘 자취하는 요리에서는 야채나 뭐 이런 게 막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최소한으로 왜냐면은 자취생은 어, 만약에 파를 산다 그러면은 한 개를 저는 구매를 할 것 같아요 한 달을 사놓으면은 언제 이걸 다 먹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시들기도 하고 뭐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 막 하면 좋긴 하지만 냉동실에도 그 자리가 항상 그 모든 거를 구비해 놓을 자리가 없어요 저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아쉬운 점 여러 가지를 좀 더 넣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